<laughs> 언니 너무 강행군 아닙니까? 나 내복. 이지아의 비하인드. Let's get it. <laughs> 오케이 됐어요. 안전하게 찍자. 네, 자. 안녕하세요. 판도라 조작된 낙원의 홍테라 이지아입니다. 어, 오늘 방금 막차를 끝냈는데요. 홍테라로 한 8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.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슬프고 할 것 같아요. 생각이 날수록. 저희 판도라 제작된 나원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는 금방 금세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. 올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1년에 두 작품 처음이야. 이거 급조한 거지 솔직히 말해 막잘 쓰는구나 안에도 한번 봐주세요 우와 야 우주야 여기? 우주예요 우주 이게 아니 아니 포인트예요 아니 우와 우와 아니 포인트 언니 대박인데? 아. 이거 이거 좀 봐줘 언니 잠 아직 아니야 나 나 있어 이거 아니야 그럼 그냥 자 선두라 야 이거 어. 근데 이거 찍어줘 봐 진짜 와 언니 급소는 이렇게 못해요 네. 네.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이거 요 하나 둘셋 견뎌야 돼 견뎌야 돼나 프로잖아 <laughs> 프로잖아 <laughs> 어, 저거 안해웃으시 테라 맛이다 야 이거 멘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다 아, 나와요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염려. 이거 근데 어디서 났어? 아, 1년 전에 미리 샀어요. 1년 전에? 아, 작년 아, 1년 전에 나 작품 네. 결정하기 전에.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고생했어요. 너무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고마워. 애정하는구만. 멘트도.